봄에 입맛 없을 때 고추장에 무생채 쓱쓱 비벼서 입맛 돌게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는 무생채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일단 무가 필요합니다. 요즘 착한 가격에 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재료는 무와 쪽파, 그다음에 매실액기스,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액젓 조금, 자 그리고 마늘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자 무는 흔들리지 않게 바닥을 평평하게 잘라서 채를 쳐주시는데요 자 저 채 써는 거 보면 어, 요리 실력이 뽀록 날것 같아요 뽀록 나면 어때요? 저 먹을 건데 자 채는 가지런히만 해주시면 되세요 두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먹을 거잖아요 자 우리 실력대로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소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채도 썰다 보면 엄청 잘쓸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가운데 통막 요만큼 남겼고요. 자, 무 3분의 2 정도 양을 보니 고춧가루 3스푼이면 무의 색깔을 입히고 자, 준비한 멸치 액젓을 5스푼 정도 뿌려서 자, 얘네들을 버물버물 버물 일단 좀 절여주세요. 자, 그리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위해서 외시레기스는 조금 많이 저는 총 7스푼을 넣었습니다. 자, 차례대로 넣어서 자, 재료를 조물조물조물해서 얘를 10분 동안 숨을 죽여주세요. 자, 10분 있다가 볼게요. 자, 10분 뒤에 무채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일단 촉촉하게 물기가 생기면서 무가 한숨 숨이 죽은 거 보이시나요? 어, 왠지 느낌 오지 않으세요? 뭔가 맛있어지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자, 여기에 마늘 다진 거 반 스푼과 준비된 쪽파를 잘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전 쪽파 많은 거 싫더라고요. 자, 먼저 같이 버물버물 해준 뒤에 하나 맛을 보세요. 음, 맛있는데 살짝 싱거운 것 같아서 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소금은 마지막에 넣어서 무생채의 간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쉐키쉐키 자, 손기술로 버물버물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줍니다. 자, 처음에 멸치 액젓에 무생채를 10분 정도 절궜기 때문에 굉장히 아삭한 식감의 맛있는 무생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때깔 보이시나요? 자, 밥에 쏙쏙 비벼 먹으면 진짜 입맛 돌겠죠? 저는 오늘 반찬 끝입니다. 자, 여러분 봄에 입맛 없을 때 맛있는 무생채 하셔서 밥에도 비벼 먹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서 먹을 때 저는 무생채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채 써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칼로 무 썰어도 상관없거든요. 자, 해자 가격 1,300원의 무로 맛있는 무생채 꼭 해드세요.